전체 차렷 열중셔 차렷 지금 우리 학교는 제작 발표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온조를 연기한 박지유입니다 네 오늘 여기 제작 발표에 보러 오신 기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지유학 홀릭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유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영 씨.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이청산을 연기한 윤찬영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어,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희연 씨.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최남라를 연기한 조희연입니다 어, 이렇게 멋들어진 제작 발표 현장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이소영 역을 맡은 로몬이라고 합니다.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윤기남 연기한 배우 유인수입니다. 어, 지금 우리 학교는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오늘 네, 재밌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 눈에서 이나연 역할을 맡은 이유미라고 합니다. 어, 학교에 온 느낌으로 열심히 놀다가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양대수 역할을 맡은 배우 임재혁입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기존 좀비들도 너무 멋있지만 저희 지금 우리 학교는 좀비들의 강점은 더욱더 빨라지고 더 역동적이 됐다. 그리고 또 좀비들마다 성향이 다 다른 좀비들을 저희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 드라마 강점이라고 저는 정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피드. 네. 더? 네, 아무래도 학교가 배경이다 보니까 교복을 입는 좀비라든지 체육복을 입은 좀비라든지 또 급식실에서도 좀비가 나타나고 양호실에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좀비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신선한 좀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헤어롤을만 좀비도 있고. 네. 어 사방 곳곳에서 좀비가 사실 튀어나오고 어 되게 좀비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종류가. 어뭐 얼굴이 물렸다든가 얼굴이 물린 좀비, 뭐 팔, 다리, 뭐 네 종류가 많은데 작품에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좀비가 가장 무서웠나요? 어, 무슨 소리죠 이게? 어자! 괜찮아요? 유미 씨 괜찮아요? 아니 이게 말이 다르잖아요. 저한테 분명히 여긴 안전할 거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와 지금 학교 특히나 이 교실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 그래고 제가 지금 여기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어, 저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지금 아직 진정이 안 되는데요. 지금 심장 박동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네. 와. 아. 방금 네. 뭐, 무슨 어떤 좀비가 제일 무서웠냐고 질문 아까 하셨잖아요. 네. 저는 꽃갈콘 이렇게 꽃갈 오셨어요. 오셨어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와 진짜 왜 말 안 해주신 거예요? <laughs> 여러분 괜찮아요? 와. 많이 놀랐죠? 자 유미 씨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지금 유미 씨가 저랑 좀 전에 눈이 마주쳤는데 진짜 너무 놀라서 심호흡 괜찮으세요 유미 씨? 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기억. 어, 순간적으로 야 지금 좀비들이 우르륵 나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인수 씨? 어 근데 우선 그 현장에서 봤던 좀비들이 나오셔가지고 우선 너무 반가웠고요. 네, 오랜 오랜만에 오랜만에 여기서 봐서 너무 반가웠고 어, 저희 좀비들은 이제 이제 공격성과 함께 후각이라든지 아니면 청각이라든지 되게 한 감각에 반응을 하는데 제 생각엔 그 깽가리 소리에 좀비들이 반응한 게 아닐까 네, 합니다. 아, 좀비들이 소리를 쫓아서 움직이는 거군요. 아,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아, 잠깐만.